이거지 한번 더. 오케이. You captured Zone C. 또조명이네 위에 맞네. 일단 빠지고. 어딜 살리려고? 암피 나이스 아또 세명이야 오오오오 어, 어, 어, 오케이 오 어이 포기했는데? n e 뭐야? 소리 안 해. முடியும் Oh, wir haben ihn, wir haben ihn, wir haben ihn, wir haben ihn. Oh, ich Your team rally. 어딜 던지려고 어, 어, 어, 잠시만. 오케이.